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네, 엔진 여러분 5월 한 달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월말 결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 선우, 정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각자 이번 달 어땠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이번 달에 솔직히 되게 한 게 많은데 대면 팬사부터 시작해서 아, 어, 저희가 또 Drunk. 데이도 첫 컴백 활동도 하고 또 1위도 하고 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잘 보낸 뿌듯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네. 니키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아, 우리가 목표였던 1위를 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한 달이었던 것 아. 같아요 엔진 여러분들께서 3개나 1등상을 주셔가지고 아. 너무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네 어, 이번 Drunk-Dazed 이제 어, 활동도 많이 많이 열심히 했고 정말 이제 피버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아. 둘다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제 딱 5월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잘한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 자체도 많이 바뀌고 이번에 살짝 커플링 이제 나중에 나온다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라는 것도 이제 나오고 yeah. 예. 되게 아껴뒀던 그런 좀 무기 건데 그만큼 되게 비버 <laughs> 활동이 그만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엔진 분들의 반응이 엄청 진짜 뜨거웠고 이제 맞아요. 또 되게 뭐지 대중 다른 대중분들도 엄청 되게 좋다고 이렇게 음. 많이들 말씀 해주셔가지고 5월 진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방금 얘기가 중복이 많이 안 될 정도로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쵸, 그쵸. 확실히 5월이 그만큼 재밌고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음. 그, 그만큼 저희 오늘은 또 얼마 결선에 좀 색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오. 음. 네. 오. 음. 궁금하네요.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음... 어... 음. 5월에 일단 제일 좋았던 순간 뭐 이런 건가? 마이크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선우 씨 이번 얼마 결선 어, 어떻게 색다른가요? 네, 바로 5월의 엔하이픈 베스트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오. 음. 드렁크데이즈드 베스트 무대 의상 뽑기 5월의 베스트 콘텐츠 엔하이픈 베스트 치명적인 멤버 선발이 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저희가 타이틀곡 Drunk-Dazed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의상들을 입었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Wow. 자, 보이시나요? 내 이거 내 페이지 있는 다 복착장이 다 너무 이쁜데 맞아 그 중에서 고르기 가 어렵네 그니까요 저는 이거요 아 음. 멋지네 사실 저, 저도 이거가 좋아요 이제 빨간색 아 진짜로요? 아 그럼 여기 붙여주세요 여기 되게 많구나 왜냐면 이때 제가 팬분들의 반응 가장 좋았던 그 작장이기도 했고요 이 작장이 음. 제, 저, 저에 대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뭐야지? 엄청 편했어요. 그리고 어 니키 때 보라색이었네 우리. 와. 네. 니키는 모든 사진마다 조금씩 머리 색깔이 어, 그러네. 다 달라. 다 달라. 그라데이션. 다 다르네. 그라데이션이야 진짜. 저 맨 위에 종성이 것 되게 큰것 같은데. 아 저 맨투 어, 저, 저거 스웨터.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리폼 한 거. 진짜 대박. 그냥 입는 입는 안 찢어져 있는. 그냥 네. 옷, 옷 같은 걸 그냥 뜯어 진짜 이거 다안뜬게 없어요. 맞아요. 저희 저희 팀 이제 아, 스타일리스트 어, 분들이 너무 잘 입혀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이거요? 아니 저는 이거요 이거 아 일단 이 교복이 좋았습니다 아. 사실 저, 저도 이거가 좋았어요 입을 때마다 바지가 조금씩 크거든요 저는 이 착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나 이쪽, 네. 저는 이쪽에 하겠습니다 드렁크데이즈 때 막방에서 입었던 이제 선우 pick 이제 5월 6일 램카운트다운과 그리고 5월 12일 쇼챔피언에서 입었던 착장이 이제 성운팩 5월 7일 뮤직뱅크와 그리고 5월 11일 더쇼에서 입었던 작장이 희생형 원픽 4월 29일 엠카운트다운에서 했던 게 이제 니키 one pick 4월 30일 뮤직뱅크와 그리고 5월 4일 더쇼에서 했던 게 이제 제이크와 저의 one pick 5월 13일 엠카운트다운에서 입었던 게 이제 정원이 one pick 음. 이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음. 와, 와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의 약간 베스트 최애 의상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딱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정말 치열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1등은 이제 뮤직뱅크 그리고 더쇼에서 아, 입었던 아. 이걸 무슨 착장이라고 그러죠? 아, 체크 착장? 퍼포먼스 비디 아, 아 뮤직비디오 뮤직,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버전 어,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버전 착장이 이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전반적으로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이제 하나씩 다 너무 이쁘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이뻤어요. 맞아요. 솔직히.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도 나왔어요. 그치. 맞아. 이게 다 올라 올라가. 옷을 아니 그러니까 옷을 맞아요. 잘 입혀주신다고. 맞아. 옷잘입옷 이쁜 그 아, 이돌 아이돌로 막 떴어요. 아이돌들이 그 이슈가 있는 거. 슈이 슈이. 아이 저희 솔직히 기분 테이크 때도 되게 이쁜 착장 많이 입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쵸, 이거 요즘 되게 이런 거 베스트 착장 자체가 유행하던데 맞아요. 저희도 하게 되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죠. l e t 네, 다음 코너 l e t 아! 아! 이제 다음 5월의 베스트 콘텐츠를 뽑아보겠습니다 오, 저희가 5월에 콘텐츠. 진행한 스케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엄청 많이 release가 됐어요 그쵸 네. 맞아 이제 음악방송 무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직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던 미니올림픽 신사 콘텐츠 어. 이현 선배님과 함께 했던 허니콤보 아 허니콤보 직원 아이돌 무용습실 띵트랙 등 되게 많아요 아 진짜 많 진짜 너무 네. 많네요 어 말하면서 숨이 차네요 되게 많아가지고 <laughs> 정말 어렵겠지만 하나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인사이트. 저도 인사이트.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인사 인사이트. 저는 첫 음방. 첫 음방. 카 무대. 음. 음. 그때가 아. 컨디션이 가장 좋긴 했죠. 어, 저는 그 처음으로 1위 했을 때. 오. 아, 그것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아. 그냥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 그... 네. 베스트 콘텐츠. 저도 인사이트. 인사이트. 음. 인사이트가 진짜 좋긴 해. 진짜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마이크 보고 저도 언젠가 그거 보, 고 쓰고 싶어요. <laughs> 이거부터 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laughs> 열심히. 야 이거 나중에 인사이트에 가, 들어갈 수도 있어. 설마. 그 <laughs> 엔하이픈이 월말결산에서 썼던 마이크. 아아 네. 아, 저도 얘기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교복착 있잖아요. 저희 음, 맨 처음에 네. 입었던 교복착 중에 약간 체크 무늬로 된 넥타이 맨 그 그거 네. 뭐 는데 네. 그때 음방 들었을 때 그때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제이 이랑 똑같이 그 신사 콘텐츠 2 2, 아 2. 음. 네. 음. 인사이트 지하에 가는 네. 거. 저 2. 한 개만 정해야 되나요? 네. 다다 뭐 좋아가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온 거는 그 2인 거 같아요. 맞아요. 신사 콘텐츠 2.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신사 2 콘텐츠 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바로 이제 결정이 된것 같은데요. 네. 5월의 베스트 콘텐츠는 바로 신사 콘텐츠 2. 예. 근데 약간 이렇게 베스트 콘텐츠 이렇게 뽑아보니까 5월에 뭐 했는지 딱 한 번에 정리되잖아요 많이 했네 아, 많이 했네 진짜 엄청 진짜 많이, 진짜 많이 했 너무 많이 진짜 많이 했는데 정신없게 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했지? 진짜 많이 했네 네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엔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자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만 같은 순서입니다 네. 바로 뭐냐 엔하이픈배 베스트 치명 멤버 선발 와우 가장 치명적인네요 치명 치명 말만 이제 제목만 들어도 알겠죠 치명적이긴 해요 관능 관능 치명 관능적인 그런 네 <laughs> 치명적인 멤버 아니다 네 저희가 최근 피버 활동을 했잖아요 관능적인 과사에 맞게 안무 역시 되게 치명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피버는 n i f 픈이 숨겨져 있던 그런 치명적인 그런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곡 같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해서 오늘의 베스트 치명 멤버를 뽑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심사는 누가 하죠 그러면? 네 저희가 각자 치명적인 뽐내 볼 텐데요 네. 멤버분들 잘 보시고 누가 제일 치명적이었는지 투표를 통해서 베스트 1위를 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필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선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벌써 웃길 것 같은데 빨리 빨리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3 2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3, 제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나나 저나라나 촤 와. 너무 웃음 너무 우승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 아, 다시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그, 아니, 아 괜찮으신가요? 네, 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짧게 끝났는데요, 근데. 자, 원래 그러면- 짧고 굵은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희승이 형 가죠. <laughs>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laughs> 희승이 형은 먼저 갈까요? 희승이 형은 구해주 올게 한번 갑시다. 아 구해줘요. 아, 구해줘는 과- 치명적이잖아요. 그 투모로우바이투게 그러니까 선배님 아닌가요? 그러면 제, 제 파트 한번 해볼게요. 캔치스. 여기. 쿵쿵.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정확하게. 어, 제이 형 등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탁 하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기대, 기대, <laughs> 여기 살짝 벌려, 여기 약간 오픈 게이트. 아, 이렇게 오픈, 게, 오픈 예. 게이트. 하고 딱 예. 이렇게 예. 끝낼게요. 그 카운트 네. 해드릴게요. 예. 시작. one, two, three, four, 둥둥, 식 세븐, 네. 에잇. 오! 아, 이 치면 되겠다. 야, 템 어, 봐. 노래 불러주세요. 오케이. 날 놓아줘. 아, 날 안아줘 날나눠줘날 넣어줘 너 때문에 온몸이 차올라 오케이 지명적이 해야죠 귀엽게 귀여워요 귀엽게 하면 안 돼요 자 제이 형 가죠 저는 사심 사심적으로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심 제이 군이 굉장히 오케이 엔진 저보 개인적으로 샤워신 보고 싶어요. 오, 오 어. 어. 이렇게 얘기해. 제가 내가, 물 떨어뜨려. 야물 떨어줄게. 야, 야 물, 물 여기 준비돼 있어. 앉아, 앉아. 안돼, 준비돼 야 뭐하지? 근데 시, 현실적 가능한 게 나도 내 파트 할까? 그래 그냥 어. 좋아요. 자기 파트 할까? 넌스타 합시다. 아이고 돈 표정 중요해요. 오케이, let's go 나랑 고시어 들숨 날숨. Don't stop. 예. 아 괜찮았다. 오 의상이 이쁘네요. 어, 짧게, 짧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니키도 기다고 있어요. 저 비번 모든 <laughs> 파트를 호호 네. 다 이왕 이왕 해줄 거면은 여기 해줘. 아, 아. 이거. 예. 아 최애 파트.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최애 파트예요? 오케이. 네. 어. 네. 와라 가라도 뭐야? 와라 가라도? 네. 와라 가라. 오케이. 5 6 7 8 와라 가라 가온 손이 귀여워. 맞아니까. 아, 아, 카와이네. 아, 아 귀여워. 네. 저 세스 씨 하겠습니다. 아. 오. 아. <laughs> 오케이. 자, 제이형입니다. 전 기대 안 해요. 전 기대하고 아, 있어요. 전 기대 안 해요. 아, 저는 기대할걸요? 아, 전데그 네, 네, 아, 많이 벌 예, like 그 사실 노력. 아, 아 여기 이거 괜찮지? 그 잇몸이 치명적이 아, 잇몸이 가리했을 때좀 제가 가렸을 때 약간 살짝 웃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 편해. 제가 웃는 거는 안 웃고 있어요. 눈은 안 웃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다. 그럼 이거 딱 이렇게 뺐을 때 표정 보여주세요. <laughs> 네? <laughs>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런 걸 좀표현해봤는요 네. 약간 하나, 둘, 셋. <laughs> 뭐하는 거야? 아, 다시 아, 할게요. 이거 이거 여기서 또 사실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사실 눈 사실 두려웠나. 아, 아 여기가 여기. 아, 진짜. 아, 참 여기요 여기. 전혀 네. 포인트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기 좀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럼 치안 세계 해주시면 아, 네. 저난 그 속에 치안 네. 세계. 자, 네. 이제 가장 부담스럽다는 마지막 피날레. 솔직히 마지막이어서 기대하고 있어 저는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어, 저도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그러면 널 알고 싶어, 널 알고 싶어. 할게요. 좋습니다. 아, 기. 널 알고 아, 싶어. 어. 좋습니다. 아, 여기도 멋있죠. 네. 오케이. 5, 6, 7, 8, 9. 아, 뭐야? 노래 좀 Fever, f e 널 안고 싶어 널 안고 싶어 오 도도하다 도도해 도도하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투표를 통해서 베스트 치명 멤버를 뽑아올 건데요 어 다들 뭐아 뽑아야 되는 거구나 네. 아, 뽑아야 정리, 되는 거구나 정리되셨나요? 어, 저희 마음속에 한 명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자기 자신 해 되죠? 뭐였었지? 아 자기 자신 안 됩니다 아 양심 게임 하죠 음, 아 저는 정했습니다 자기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됩니다 이게 오늘 방금 한 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소나 방금 한걸 보는 거예요? 방금 네, 니키안 되겠다 나 아, 니키 뽑으려고 했는데 아, 니키 뽑으려고 했는데 <laughs> 오케이. 근데 솔직히 무대 잘하는 건 다 아시니까 그쵸 그쵸 방금 한건 우리끼리 재미로 자, 오케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면 갑시다 하나 둘셋 오! 뭐누구 야, 거의 희승이 형이야. 오, 뭐야? 오, 나도 예! 예! 어, 저 치명타인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방금. 네, 희승 씨 베스트 치명적인 멤버가 되신 소감 한마디. 아, 네, 저희 치명상을 치명상을 치명상 치명상 네, 아, 치명상을 마음의 치명인 거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 표정적인 거를 많이 더 앞으로 배워서 아. 이런 게 무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 보죠. Let's go. Let's go. 어, 와, 어, 갈수록 세지네요. 지금까지 5월의 베스트를 뽑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너무 네.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색다랐죠 뭔가 네, 맞아요 네. 색다랍니다 확실히 지금부터 5월 목표 결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다, 다들 다 찍힌 것 같나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곡 작업을 여기에 썼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장비를 어느 정도 구입을 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근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조금 다른 약간 유흥적인 요소를 많이 즐겼기 아. 때문에 아, <laughs> 아 예. 아, 이번 아, 아 레전드를 즐겼죠 시간도 붙잖아요 맞아요 활동을 많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어... 아무튼 그래서 실패라고 하고 다음 달에 더 열심히 음. 해보게 노력. 어쨌든 저는 그거를 하려고 컴퓨터를 구입했던 것만으로도 그쵸. 저는 그쵸, 거의 이제 진보라 생각합니다. 투자를 많이 한 거죠. 네. 그쵸. 네, 제이 씨는 어떻게 잘한거 같나요? 제 건강이었죠. 네. 네 일단 건강 뭐 딱히 뭐 크게 이렇게 아픈 것도 없었고 그냥 전적으로 안전히 관리를 잘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럼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음. 감사합니다. 니키 씨는 어땠나요? 저는 영양제를 제, 잘 챙기는데 네. 먹긴 했어? 아, 아 한번 먹어봤는데 제이크 형거내거 먹어봤다고? 그 누구 건지 잘 <laughs> 몰래 먹은 거아니에 어, 근데 어, 뭐지? 네, 아버님이 또 그 엄청 보내주셨거든요. 그거 아, 네. 마음대로 맞아요. 먹으세요. 그거 먹어봤는데 진짜, 진짜 너무 맛없어가지고 네. 맛없는 게 몸에 좋아. 네. 네. 네 그럼 희승이 형. 네. 늘 옆에 있는 음? 성훈이 형. 아 저는 이게 근데 큰 실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죠 이게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맞아요. 엠카 첫 무대 때 이제 딱 이거 난나를 깨워 네. 하는데 이게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입에 입술 붙은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떼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먹었어요 일단. 아 입에 먹 머금었어요. 네. 그 입에 노래는 불러야 되니까. 노래 불러내니까 입에 머고 이렇게 하고 딱 이것까지 다 하고 이제 그때가 또 이제 엔딩 요정. 아, 아, 맞네. 엔딩 요정이라 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엔딩 하셨어요. 우와, 진짜 존 종이여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 조금만 하나 한 종이였어.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어, 종이였어. 아, 플라스틱이었으면 진짜 위험했겠다. 비닐이었으면 진 위험했는데.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선우 형. 저는 이번 활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네, 열심히 맞죠 정말 열심히 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열심히 안 했다고 구정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단한 그 명도 맞아요 모두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누가 모두가 뭐, 아니 목표를 좀 잘 잡으셨는데 그렇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열심히 하면 안 되지 그렇긴 하네 이거 실패했다면 <laughs> 실패했다면 데 열심히 안했는 아무튼 성공한 걸로 저는 네, 그 완벽함에 가까운 무대인데 솔직히 어, 뭐 그런 기준은 좀 사람 사람마다 기준 사람마다 아, 저는 어, 뭔가 만족스러운 무대 하는 것 네, 같아요. 있었나요? 음. 그래서 음. 완벽함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본인이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음. 그럼 성공이죠. 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저는 이제 풍경사진 엔진 분들에게 공유하기였는데 아직까지 안 올렸거든요.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laughs> 까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오케이. 외상값 그러면 돼. 네. 5월 달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멤버들 다 지켰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선수도 한 번씩 할까요? 얼마만에 올 성공이지? 자축. 예. 예. 마브로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월 목표를 정해볼까요? 네. l e t 근데 저 이번에 말하고 싶은 게 네. 조금 뭐 열심히 하자 약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조금 진짜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고 현실적이고 음. 어. 딱, 어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오케이, 그런 걸 해봅시다 이번 네. 저는 음 이게 될 것 같은데 엔진분들이 이제 가을이랑 좀 셀카를 많이 찍어달라고 아가지고 가을이랑 셀카 찍어서 올리기 오! 오! 와 좋겠다 저도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마음이랑 어. 아, 표를 사실 제가 생각 해봤는데 뭐한 1월 달쯤에 제가 늦게 잔지 음... 않기를 아, 목표로 아, 2시간 안에 자기 그걸 제가 못 네. 지켰던 네. 게 조금 약간 좀 아쉬웠어가지고 이번에는 어 3시 보통 3, 4시에 제가 주로 자거든요 <laughs> 왜 이렇게 자요? 네, 늦게 어, 자네요 네. 근데 진짜 심하면 5시까지도 자, 는데 아이고, 아이고. 2시 반까지 자는 거를 한번 목표로 오.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아. 오케이 저는 건강을 위하고 피부를 위해서 하루에 2리터 물 마시겠습니다. 2리터? 물이 아, 몸에 진짜 그러면 물이 이게 큰거두 개 아니야? 어. 와. 아니 큰거한 개. 하나 한 개. 근데 이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좀 음. 예좀 저번에 생각보다 예, 해, 해봤는데 음. 되게 다음날 되면 약간 살빠졌어 살도 아, 빠지고 네. 몸에 빠지고 네, 몸에 되게 좋아 미네랄이 저그러 그러니까 소화를 잘 해줘요. 물이 그래가지고 좀 약간 네, 이번 달은 아 다음 달은 좀 물을 음. 네좀 음. 네. 주로 마시겠습니다. 네. 네.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음료수보다. 저는 그러면은 세, 생일을 받고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정원이에게 받은 에어프라이기 있어. 오 좋다 이거. 인증샷 가나요? 좋다. 어, 좋, 좋은 것 같아요. 예. 월말 안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월라도 해먹읍시다. 그 저번 다음 달 그러면 월말 갔을 때 인증샷을 이제 딱 여기 띄워드리는 거죠. 이제 에어프라이기로 미역국 만져 먹을게요. 네? 네, 갑자기. 네, 네 알겠습니다. 오, 뭐, 무슨 소리? Let's go. 저는 이제 저희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면 반팔 입잖아요. 음. 제가 그 드렁크 데이즈드 하면서 반팔 위에다 블레이저를 입어, 입어야 돼가지고 반팔 입었는데 너무 얇더라고요 팔이 아 음, 너무 얇으면 어깨가 넓으니까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laughs> <laughs> 부끄럽네 선우 형이랑 저 말고는 PT를 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 형들한테 그 PT 자세 조언을 받았잖아요 또. 아 맞아요 그래서 조금 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반팔 입었을 때 약간 멋있는 피, 때가 핏이 네. 좋긴 그러니까 너무 커지면 좀 그래요 맞아요 팬분들이 그 싫어하시 너무 얇아서 지금은 조금만 핏이 나도록 운동 을 조금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이 어, 운동 같이, 같이 해주세요. 나도 같이 해주세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스팟 해줄게요. 스팟. 위한 저는 그러면 어, 사실 이거 희진이 형의 목표를 조금 도와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음. 제가 이제 이제 라면제니까 밤 늦게까지 라면들을 라면을 먹는 때가 많잖아요. 아 라면제 깨지나요? 야식 야식. 아 깨지는 그럴 때 아니죠. 30분 휴식인가요? <laughs> 아니요. 라면지는 그 뭐 라면 먹는 거 그것만 때문에 라면지가 아니에요. 우정 있잖아요. 그렇... 이제 그러니까 라면이 뭔가 건강에도 그렇게 안 좋고 되게 피부에도 안 좋기 때문에 라면을 대신 밤에 조금 건강한 야식을 먹기 권약질 음, 음. 야식은 어, 포기 못하잖아요 그거 닭가슴살 그런 거랑 뭐 과일이랑 그런 것만 먹고 자겠습니다 어, 네. 야 어, 좋다. 그리고 그게 밤에 이제 마그니슘 아. 맥미지엄을 먹는 게 그렇게 좋대요 아, 이거 네. 음. 음. 그리 약도 챙겨 먹고 그렇습니다 피어, 피어. 저는 최근에 요리가 너무 하고 싶어진 거예요 음. <laughs> 요리? 네 요리. 그래서 제가 네, 네, 요리를 직접 혼자서 해가지고 멤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어. 아, 괜찮은데요? 그럼 그 대신 이제 주방을 깨끗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빵은 <laughs> 네. 네. 어, 주방 더우신 게 필수니까. 자, 이제 월말 결산을 보고 계신 엔진 여러분, 6월이 됐죠? 6월은 또 뭡니까? 공백기죠. 그렇 공백기가 됐는데 이제 엔진분들이 공백기간 되, 공백기만 되면 또 약간 지루해 하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소통도 많이 하고 그 컨텐츠도 열심히 찍을 테니까 저희 이제 앞으로 또 있을 컴백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사실 지금 활동이 안 끝났는데 컴백 메시지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 나간 시점이 그 시점이니까 음, 음, 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엔진 여러분들 더워도 파이팅! 네 일단 저희가 보덕하지 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단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1등도 이번에 하게 되고 또 팬미팅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6월 하면은 이제 무슨 달이죠? 바로 선우의 아, 아, 달이잖아요 아, 네. 그렇네 제가 또 이제 <laughs> 엔하이픈이 되고 첫 맞이하는 생일이기 아, 때문에 마지막첫 바퀴의 마지막 그러게. 맞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봐줬으면 좋겠고 예. 일단 네 정말 건강하시고 앞으로 네,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wow 좋아 네 이제 그러면 기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나비였습니다 안녕